오징어 반찬 어디요? 전 노른자를 좋아해 밥이랑 오징어 만찬이랑 뭐 아, 아왜 저래 받으신 거 아니에요 호기심입니다 별로다 별로다 별로다 식감은 나쁘지 않은데 간이 너무 세가지고 다음 맛 다음 밥 먹을 때 어떤 과자랑 먹으면 좋을지 투표 한번 먹겠습니다 투표해주세요 저 투표 하나 해도 됩니까? 초코송이 크림치즈 빼빼로 아 그거 맛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코너 유정이 대신해드립니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릴게요 자 준지씨 와 저거 봐 욕심쟁이 봐 욕심쟁이 두 개씩 먹는 거 봐 세 개야 와 세 개네? 와 너무 적어 이게 바로 반짠이죠 반짠 왜 이럴 것같은데짜와 어. 아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한번 아. 나 진짜 못 먹겠어 이거 로 야, 이 아, 아. 토코 아 너무 아아 아, 나 조금만 조금만 아, 제발 아, 아, 나 토코 양보 양보 아 없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먹어봐 아 진짜 제발 하지마 하지마 먹어봐 맛있어 보인다 오 솔직히 놀랐다 맛있어서 화학 같다 화학 같다 엄청 어, 토코만 사라졌다고 바삭바삭한 맛이 있어요 그런쪽 맛이 없습니다 저는 맛있어요 끝 안녕